知道你。 창문이 다 쳐졌으니까 못 들어오지 저기 저기 입구로 말고는 아, 못 들어오게 돼가 있나. 만약에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다 누웠을 거든요.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사람이 안 오지 예쁜 옷들 파면 저기서 신발 하나 들었다가 음. 80만원 그래서 바로 나왔잖 그래 근데 그걸 여러 클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Don't Don't, don't, don't, don't stop. Don't, don't, don't, don't do stop. Don't, don't, don't, don't stop.